까라부르라 따따빠라라 따따뚜루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 고개사 6일차예요 근데 5일차를 못 올렸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그거 솔직히 이해해줘 뒤지기 싫으면 아무튼 오늘 고개사 다섯 번째 도전 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드 시기다는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퍼 그건 100% 개퍼 모두 개퍼로 마치 템퍼로 됐어 보인가 포인자인 대버 텐션을 업을 해야지 제대로 난 이 게임에서 와크럽해 내 랩들은 전부 다 감으로 왜돈 벌어먹지 못해 나를 바라보는 래퍼들은 말하던 건 진짜 개족돼 돈 되는 송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디패진 기운 탓에 쟤네 챙겨야 돼품 윌력인 힙합 사는 곳이 아냐 거기 발라드 래퍼 난 여기에 진짜 랩트 테니 넌 발라드 내줘 쟤네는 얼굴이 먹혔고 돈 벌어 좆된건 알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까 하 can come 스피릿 스피릿 스피릿 스피릿 하던 대로 fuck 족가 저기 빙시 비신 병신 제대로 된 것들에만 투자 날 깎으려는 데에게 난장야 선생의 마음으로 봐 멋있는 조각할 것만 심어줬자 나 했던 대로 왜 좋다소 리듬 타지 fuck up 그때 비비 바른 한내 보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인 큰돈 벌어 야이야 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이 왜 랩했냐 TV 나가려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 벌어 야이야 이 새끼야 화장하는 쪽 래프 했냐 집이 나가려면 바로 찍어 발라야지 향다 쭉 가고 나 니네 찍어 담아야지 오늘 내려 내일의 너 그리고 오늘의 나 이제 대체 내가 맨날 부러워해 더러 돈벌이 어떻게 더 벌리는 생각이 추가자 배들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삐끗이 퍽이나 내 고기는 정신 이상자라 처음부터 이 게임이 너에겐 부전패 어리버리까 시간이 없다 이제 어디까지 가지 내 역량인 게임 이제 내 앞에 상승 곡수는 연마 태고보다 위에서 폭등이 돼내 현란한 혓바닥 춤사위 내 옆에 더글링해 내 형제들 전부 다 데리고 시를 해봐도 폭법 촛불을 내알돌이로 닥쳐 감성 가은거안 팔아 나눈에 파멸 나 바보로 봤던 애들 앞에 어이 뭘 알아 내 피땀을 얻은 자리 너희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지 김이 따위 넘치던데 바라보는 래퍼들은 버릇처럼 얼굴들을 바라보고 불만들을 가진 내가 문제 라아 집안은 무리들이 내가 뭐을 하면 니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편안했데 뼈가 그대 비비바른 한해 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인 큰놈 그 멀어 야야 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린 왜 래퍼 했냐 TV 나가려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좀이라도 위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인 큰놈 그 벌어 야야 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린 왜 래퍼 했냐 TV 나가려면 파도 찍어 발라 잘라야지 강다추억 까고 나 니네 찍어 담아야지 외설 예술 난 몰라 이 세계에서 만약 사과 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노션은 최고 아닌 최선 박을 맛좀 나게 열어 귓구멍 알겠어 외설 예술 난 몰라 이 세계에서 만약 사과 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탤런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줄게 야 요즘 사회큰돈벌어만해 근데 새끼야 너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 했다 그래 TV 나가려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이쁘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엔 큰돈 벌야만 해 근데 새끼야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 해자 그래 TV 나가려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양다 슛 가고 나 니네 찍어 발라야지